있는데 그렇지. 하나 때릴까?

있으니까 집회쓸 일이 있더라고. 음. の焼き 뭐 고추부각 너무 맛있던데 그렇게 많게 하지 마세요 바로 색이 있 사도가 되는 거야. 대학교 지도기는 어제 뭐 건너지 않았어. 그렇게 의인적이야, 여기 민주당 아닙니까? 하고 신문지 깔고